이 귀여운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 귀여운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 귀여운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 귀여운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가자 짜몽아 짜몽아 짜몽아 일로 가자 왜 이렇게 떨어? <laughs> Happy New Year! Happy New Year! Happy New Year! 다음 Happy New Year! 오리야 오리야 Thank you.